2021년 1월 1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어? 바로 바로미 뭐야 내 소리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지지 말자 안되겠다 웬만하면 우리 해화쌤님께서도 말씀하셨어 웬만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웬만한뭘 만, 어? 누구세? 어? 어? 잠깐만, 얘, 예, 여러분들 물, 물영화, 잠깐만. 누구 있어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신 Mm-hmm. 아, 아, 우, 우, 와, 와. 잠깐만요, 잠깐만. 팔, 팔, 팔, 내팔 좀. 와. 아. 와. 와. 와. 아, 잠깐. 아, 잠깐. 어, 가슴, 가슴. 아. 아. 아. 아, 가슴, 가슴, 가슴. 누르지 마, 누르지 마. 아, 잠깐만, 가슴. 하지 마. 아주 아, 아, 아. 어? 아줌, 아주머니! 어? 잠깐만요. 오늘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잠깐 누 누구야? 옆에 분 누구? 옆에 분 잠깐만. 네. 똑바로 잡을게요. 네. 잡아주신다고요. 예. 하지 마세요. 제발 부탁입니다. 하지 마십시오. 자, 나갈게요. 잠깐 일단 나갈게요. 와, 좆됐다. 이거 어떻게 하지, 이거? 폿도 안 먹혀. 우곡도안 먹혀. 이 안에 망자가 있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언제 어? 어? 잠깐만요. 아, 그러면 제가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? 자덴베한 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덴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다음 에 피십시오.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혹시 부부세요? 내가 에? 예?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까? 아니면은 어떤 앓고 계시던 지병이 있으셨습니까? 실례가 안 된다면 답해 주시겠습니까? 잠깐 혹시 가셨나? 가셨습니까? 말씀 다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. 혹시, 어,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들을 자세가 됐습니다. 진드컨이 기다리겠습니다. 진드권이 기다릴 자세가 됐습니다. 여기 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안 되겠어 여기도 여기도 쌤을 모시고 와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돼 여기 쌤 모시고 와야 되겠다